플러스를 생각해보면 정말 예, 그거는 그 역할은 어, 그 어떤 누구와도 뭐 비슷할 수 없는 어, 그런 캐릭터인데 동전을 딱 던졌을 때 어, 햄버거? 어, 짜장면? 어? 네, 안녕하세요. 마리끌레르 유튜브 독자 여러분 김소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어, 오늘 여러분들 사연을 읽어보면서 또 제 얘기도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사연은요 저는 대학교에서 연극 동아리를 하면서 배우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이번에 맡은 역할이 저와는 너무 다른 캐릭터라서 몰입하기 힘들더라고요 배우님은 나와는 다른 캐릭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석하고 몰입하시나요? 팁 부탁드려요 라고 어,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대학교에서도 연극 동아리까지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본을 정말 많이 읽고 연습을 많이 하시고 뭐 이런 부분은 뭐 당연히 네,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글쎄요 너무 다르다 저도 이제 펜트하우스를 생각해보면 정말 예, 그거는 그 역할은 어, 그 어떤 누구와도 뭐 비슷할 수 없는 어, 그런 캐릭터인데 하면서 늘 생각했던 게 이 배역이 왜 이렇지? 왜 이렇게 나와는 다르지? 이런 생각을 좀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배역은 이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을 거야 이런 상황이 닥칠 때 얘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이해 아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TV라고 하면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자서전을 좀 쓰는 편이에요 이 친구가 뭐 유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고 어떤 친구들을 사귀었고 또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어떻게 받았고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나서 어떤 일들을 만났고 뭐 등등등등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뭐 성인이 돼서까지 친구의 나이대를 하나하나 해서 시작하기 전에 가장 처음 하는 일이 그건 것 같아요 조용한 카페에 가서 그래 한살 어, 패스 기억 안 나? 두 살? 어, 또 패스? <laughs>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한 유치원 때부터 늘 접근을 하기 시작하기 접근을 시작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서전을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좀 자연스럽게 그 캐릭터를 이해하게 되고 몰입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. 자서전 킥. <laughs> 네, 에이, 그 <laughs> 네, 일단 첫 번째 사연은 그렇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, 요즘 인생의 노잼 시기가 찾아온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. 잠을 자도 피곤하고 일상이 무기력함으로 가득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. 혹시 소연 배우님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?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? 노잼 시기, 어, 네. <laughs> 저한테도 굉장히 자주 찾아오는 <laughs> 시기이기도 하고 일상의 무기력함, 늘? <laughs> 오늘도? 어, 글쎄요, 무기력함이라기보다 좀, 좀 게으름? 어, 저도 이런 고민을 늘 했었는데 요즘에 좀 실천하고 있는 행동 중에 하나가 오늘 아침에도 <laughs> 했던 건데 너무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귀찮고 힘들고 이럴 때 어제는 예를 들어 10시에 일어났다 그럼 오늘은 9시 55분에 일어나보자 뭐 이런 아주 소소한 목표를 갖고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날 정말 9시 55분 혹은 그 전에 일어났다면 저는 목표를 이룬 거고 뭔가 성취감이 아주 작게나마 들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스스로한테 칭찬도 해주고 어제보단 나았네 <laughs> 뭐 이렇게 아주 소소하게 좀 나아가다 보면 노잼 시기가 무기력함이 조금씩 덜해지기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건 <laughs> 그냥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나 스스로한테 칭찬과 함께 선물을 주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귀찮고 하기 싫고 이랬을 때쭉 부지런을 떨어서 열심히 했, 다 어, 어, 어, 이 정도면 잘했어 이런 생각이 들때 어, 향수를 사줬거든요 그러면서 어, 내일은 좀 더 잘해봐야지 목표의식이 생기고 성취감도 느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사연 친구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는데 얘기를 하면 친구랑 싸우게 될까 봐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친구에게 상처받지 않고 저의 얘기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? 저도 뭐 지금 보시다시피 말 주변이 워낙 없는 편이라 좀 정확한 뭐 의사 표현을 할 때에 친구가 혹시라도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늘 그런 걸 좀 염려하고 그런 걸 전달해야 될 때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는 편인데 저의 방법은 손편지를 쓰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심장도 뛰고 <laughs> 말도 빨라지면서 또 말도 많아지면서 안 해도 될 말도 굳이 할 수도 있고 한데 손편지를 쓰다 보면 제 마음도 정리가 되고 굳이 안 해야 될 말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바로 지울 수 있고 그걸 전달을 했을 때 상대방도 정리가 된 저의 마음도 잘 알아주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손편지를 살짝 추천합니다 네. <laughs> 그리고 네 번째 어, 하루하루 현실을 살아가 보니 어느 순간 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하나도 알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좋아했던 것을 여전히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게 되었고요. 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어떤지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음, 어디서 들은 건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동전의 앞뒤 있잖아요. 앞면은 A, 뒷면은 B 라고 했을 때 그걸 딱 던졌는데 뭔가 무의식 중에 더 기쁜 마음이 드는 게 있을 거예요. 그게 본인의 진짜 마음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뭐 가장 가깝게는 햄버거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할 때 동전을 딱 던졌을 때 어? 햄버거? 어? 짜장면? 어? 이럴 때가 있거든요. 아주 소소하게나 마나 자기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. 그렇게 하나하나 늘어가다 보면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했구나 미처 알지 못했던 내 깊숙한 마음까지도 알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네,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. <laughs> 아이고 이게 <laughs> 어, 좀 어렵네요 그래서 <laughs> 아, 어, 제 팁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음, 좋은 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, 오늘 이렇게 마리클레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는데 좋고 유니크한 화보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.